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아 불러요 불러 너무 좋아 아, 아 먹어 먹어 안돼 아잘 먹 먹어 먹어 안돼 니왜 먹어 니그 아닌데 해놔주세요 그냥 아니 이거 방금 가게 방금 가 안돼 야 우리가 사는 거

Artist TV.